도끼가 필요해. 하! 아! 발사! 안녕, 정설치 완료. 레필 플래츠. 안녕, 거대스피. 난 파괴. 레이저. 레시피가 부족해. 레이저. 야! 레시피가 부족해. 아! SP가 부족해. SP가 아! 부족해. 터트를줄게 애쉬가 쌍둥이 터트려줄게 알겠다 이벤트 소식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. <laughs> 이벤트 소식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. 역시 최고예요! 이벤트 소식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! <laughs> 아, 역시 최고예요! 이벤트 소식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!